제가 뽑기는 실패했지만 실패 받고 아! 아! 아! 어. 아. 짠데 됐어 사이고 사이고 요거는 가능성 있겠는데 오! 100% 당첨되는 거는 한번 해봐야죠 제프 한에다에서 할 수 있는 요거 버기가 있어요 요거 어떻게 나올지 돌려보겠습니다 오. 오. 드러머가 나왔어 드러머. 나 기타 치는 애 갖고 싶은데 기타 치는 애. 폼프린을 갔는데 실패했기 때문에. 제발. 오. 오 진짜 내가 딱 갖고 싶은 거 나왔어. 까보겠습니다. <laughs> 가와이네. 제 가방에 달고 다녀야겠어요. 아りが도うございます 네,